새벽 아직 하늘은 파랗죠 그리 가볍지가 않은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죠 참 외로운 길이네요 귀 따위 흐리는 있어 지나가고 끝이 올 거라는데 난 오늘도 눈에 맺힌 이 눈물을 애써 참아요 Santa Claus 눈이 쌓이는 중기은 시리도록 아픈데 언제쯤 끝이 나죠 웃을 때이 길이 끝나는 선물을 Please Santa Claus 다시 돌아왔을 때먼 날 아픈 기억은 다 무뎌지겠죠 그저 한 편의 추억이 돼 산타클로스 눈이 쌓이는 중기름 시리도록 아픈데 언제쯤 끝이 나죠 산타클로스 내게도 줄수 있을까요 눈을 떴을 때 이 길이 끝나는 선물을 Please Santa Claus 눈이 쌓이는 중기름 시리도록 아픈데 언제쯤 끝이 나죠 Santa